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쇼핑했던 옷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선 빈티지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고 있는 옷들은 대부분 구제샵에서 구매하고 있고요 제가 자주 가는 쇼핑몰들 이름이 부크오프, 오프하우스, 도레화크 여기 세 종류를 자주 이용합니다 하라주쿠나 오모테산도 여기도 빈티지 옷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다는 솔직히 이쁜 옷은 없거든요 근데 우선 가격이 저렴하고 옷이 많기 때문에 고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본 에 오시게 되면 꼭 추천드리고 싶은 세 곳입니다 그러면 옷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옷이 벤 데이비스 후드티입니다 오프하우스에서 구매를 했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구제치고는 소매도 짱짱하고 프린팅도 깨짐이 하나도 없거든요 후드도 엄청 크고 등에도 프린팅이 있어요 가격은 1600엔이고요 한국 돈으로 16,000원 정도겠죠 이 정도면 잘 샀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옷은 베이프가 아니라 에이프의 jogger 팬츠입니다 에이프는 베이프의 하위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밑에 보시면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편하게 입으려고 샀고요 물 빠짐도 별로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3,200엔입니다 한국 돈으로 32,000원이겠죠? Good. 자,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옷이 모직 자켓입니다. 토레화쿠에서 구매를 했고요. 안에 누빔 처리도 돼 있어서 따뜻하고요. 모가 65%, 폴리에스테르가 30%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. 저는 근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청바지나 검은색 슬랙스에도 잘 매치가 될 것 같아서 바로 샀습니다 가격은 4 2 0 0엔 샀습니다 겨울 옷 이정도면싼거 아닌가요? 좋죠 자,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음, 있고 기차가 지나가네요 자,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옷은 회색 모폴라 니트랑 목도리입니다 요거는 워낙 기본템이라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가격이 진짜 사기입니다 이 니트의 가격은 300엔이고 이거는 니트보다 비싸요 500엔 샀습니다 총 800엔에 이 두 개를 샀습니다 자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옷은 짠 빔즈 청바지입니다 아 빔즈래 거꾸로 됐구나 리 청바지입니다 부크오프에서 샀고요 연청이라서 지금 화면에 다 안 담기는데 되게 이쁩니다 핏은 일반 스트레이트 핏이라서 뭐 어디든 매치가 가능하고요 가격은 800엔입니다 이게 저 쇼핑하러 갔는데 딱 세일하는 곳에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탁 주웠죠 얼마 전에 구매한 빔즈 에코백입니다 1900엔에 샀고요 그냥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기 마크에 보시면 알파벳 B에만 자수가 돼 있고요. 파란색이랑 주황색이랑 무지개색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옷은 여기 버버리 니트입니다. 버버리 블루라벨 라인이고요. 일본에만 생산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. 지금은 버버리 블루라인이 없다고 합니다. 목 부분이랑 여기 밑에랑 손목 부분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이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4,200엔 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는 토레화쿠에서 샀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옷이 노스페이스 고텍스 패딩입니다 있잖아요 진짜 이쁜것 같아요 최근에 그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노스페이스 패딩 종류를 되게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사고 싶다 했는데 부크오프를 그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? 5,400엔입니다 54,000원이겠죠? 그리고 여기 팔에 노스페이스 마크가 있어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가슴 부분에 달려 있었으면 안 샀을 거예요 제가 지금 입었는데 굉장히 따뜻하고요 팔 부분도 엄청 두꺼워요 주머니 부분도 여기 달려있는 게 아니라 중간쯤에 달려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아, 끝내기 전에 네, 노래 추천을 또 하나 해드려야죠 제가 요새 또 에어팟을 사가지고 노래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번에 지니도 결제했습니다 요새 제가 많이 듣고 있는 곡이 태연님의 날개라는 곡입니다 아, 뭔가 좀 우울할 때 힘이 나는 곡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